고등학교에 입학을 한 친구들은 3년 동안 대학교 혹은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저는 졸업을 앞둔 지금 이 시기에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졸업식을 앞두고 계신데 고3으로서 요즘 뭐하고 지내시나요? 어 저는 17일 날 해외여행 갔다가 시차적응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준한 씨가 불러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튀어왔습니다. 아, 네, 저도 유럽을 갔다 와가지고 시차 적응 중이었는데 이 씻지도 않고 네 준한 씨가 불러서 나왔습니다. <laughs> 잠 오면 자고요. 네. 잠안 오면 게임하고요. 저 사람 우리 찾아온다. <laughs> 친구 가끔씩 친한 친구만 만나러 나가거나 집에서 만화 보고 그림 그리고 그냥 좀 쉬는 시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laughs>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이 끝났고요 졸업만 앞두고 있는데 지금 그런 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봤을 때 기억에 남는 그런 게 있나요? 고민 있는 것도 많이 들어주고 이런 친구도 사귀고 야자 때 밖에 좀 친구들이랑 먹을 거 사러 가고 했던 것들이 다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laughs> 생각 중 생각 중 아,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2, 3학년 때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일탈했던 경험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어, 입시는 정말 실력 가지고만 한 게 아니라 운도 정말 많이 필요하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수시 준비를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독서실을 간다 하고 PC방을 가거나 시험 당일날 PC방을 가거나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추억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한국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3년을 지내셨는데 이제 한국 고등학생에서 나는 이런 게 좋았다 하는 게 있었나요? 한국 고등학생이라서 아무래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잘 되어 있죠 저는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이 또래인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야자를 째고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 그 쾌감 <laughs> 그거는 일단은 외국 학교에 다녔으면 절대 느껴보지 못할 네, 그런 추억이었고요 네, 학교로 가지 않았으면 없었을 법한 친구들을 많이 만들게 됐다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밤 12시에 딱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대한민국 학생은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런 습관을 잡을 수 있었던 게 좋았던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난 이게 학, 한국 학생이어서 이게 정말 안 좋았고 불편했고 그랬죠 있나요? 옆자리 친구가 무조건 경쟁자라고만 막 아침에 방송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싫어서 그런 게 없어 좀 덜했더라면 좀 더 재밌는 학교 생활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이랑 어, 좀 친하게 지내면서 추억을 쌓고 싶은데 대학가기 위해서 막 친구들을 넘고 넘어야 되는 그런 게 좀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장점으로 말했듯이 12시부터 6시까지 6시간 밖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데 어,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어, 집에서 충분히 자고 왔는데 왜 조냐 이게 뭐 앞뒤가 안 맞아서 좀 학교 생활이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일찍 가고 늦게 왔죠 굉장히 잘못됐고 8시부터 10시까지 친구들이랑 같이 있지만 대한민국 입시제도 그 제도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정말 아쉬웠고 그 공부를 안 하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니까 친구들끼리 다 앉아가지고 공부만 하고 있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때문에 공부밖에 못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성인이 되기 전에 그 남은 3년 동안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단계인데 그 상황 속에서 다들 책상 앞에 앉아서 똑같은 수업을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게 한국 교육이니까 그게 좀 아쉽죠 이제 뭐랄까 스카이캐슬 같은 입시에 관련된 드라마가 지금 흥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앞둔 방금 갓 이렇게 입시 제도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한국의 입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학교가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한 그 다른 학교 간의 경쟁 이런 게 있으니까 너무 경쟁이 아니면 안 되는 환경만 만들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안 나올 때도 있을 수 있고 다 개인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이 오히려 학생들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부만이 중요시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왜냐하면 지덕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고등학교 입시에서는 딱 지, 딱 지식만 강조하는 그런 교육밖에 하지 않습니다 덕교육도 시키고 또 체력이 안 좋은 친구들 위해 체육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일단 그 드라마가 흥행할 수 있었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을, 했기 때문이죠 그만큼 한국 입시가 힘들고 어, 어린 학생들과 친구들이 견디기에는 너무 무거운 그런 공부여서 각자의 편할 때 스탯, 재능이 다른데 무조건 공부만 강조하는 점 일단 인문계 고등학교 왔으니까 넌 일단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체육 그거 체대를 가려고 해도 수시간 70% 실기 한 30%?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자기 재능이 체육이어도 내가 체육을 아무리 잘해도 그 공부를 못한다면 그 체대에 가지 못한다는 점그 앞만 보고 살도록 가르치니까 나아가서 이제 대학이나 사회로 나아가실 텐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두렵거나 걱정되는 게 있다면 네 걱정이 없습니다 <laughs> 아 걱정이 없니? <laughs> 어그 무조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 고집 안 꺾으시는 사람을 제가 사회에서 만날까봐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유가 주어진 대신에 내가 뭘 하든 그 일에 책임이 따르고 또 앞으로 이제 짊어져야 할 의무들도 있기 때문에 그 의무나 책임이 무섭죠.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게 두렵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 2학년 때 친구, 3학년 때 친구, 중학교 때 친구, 초등학교 때 친구 이거를 하루하루마다 만나고 있는데 제 몸은 한계입니다. 돈도 한계가 있고 친구가 더 많아지면 네 굉장히 돈을 많이 쓸까 봐 좀 두렵기도 하고 나중에 나가서 내가 기, 길은 기술 나름의 이런 기술을 잘 발휘를 하고 좋은 사람 잘 만나서 지금처럼 네 잘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laughs> 안 되니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같이 등교하고 같은 시간에 수업 듣고 같이 활동했던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 이제 각자의 길을 찾아서 나아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정은 어떠세요? 싸우면서 친해진 거 있었고 막 운동도 하고 하면 친해지고 고민도 내 고민도 정말 많이 들어준 친구도 있고 밤에 막 골목도 돌아다니고 이랬던 기억도 나고 해서 많이 아쉽고 막 공부하느라 나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더 재밌게 보낼 시간이 많아, 많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계속 아쉽고 그래도 졸업하고도 또 볼 수 있으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각자의 길을 찾아서 아 그 생각하니까 좀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데요 <laughs> 어, 3년 동안 같이 거의 24시간이라 해도 무방할 만큼 그래 오래 마운 친구들인데 이제 대학교를 서로 다 같은 데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드니까 가족 같은 친구들을 이제 헤어져야 된다는 게 가슴 한켠에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어서 많이 착잡하네요 한 번이라도 이렇게 스친 인연이면 전국 어디에 있든 연락해서 만나고 그런 게 친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흩어지든 말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헤어져도 다시 연락해서 만날 건데 이렇게 아, 졸업이라는 건 좀 슬프긴 슬프지만 어차피 다시 만나게 될 운명이기 때문에 네꼭 연락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 들어오는 신입생 친구들 그리고 이제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갈 재학생 친구들한테 졸업하는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어쩌면 인생의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세요 절대로 성적이 내가 옆 친구보다 낫다고 해서 못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판단이 있으면 막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해나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입학할 때 아, 이런 지옥 같은 3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엄청 기분이 안 좋았는데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졸업이라는 시기를 겪고 있네요 어 그러면서 좀어 이때 좀 이랬으면 좋, 좋았을 건데 하면서 좀 아쉬움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언제 졸업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꼭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꼭 하시고 졸업할 때쯤 아쉬움을 많이 안 가지시고 졸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놀아야 됩니다 뭐보다 필요 없어요 일단 들어오면 수업 시간에는 절대 자지 말고 열심히 하고 야자는 제가 봤을 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야자 시간은 무조건 뺀 다음에 친구들이랑 함께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과하게 걱정을 하는 친구도 있고 너무 과하게 걱정을 안 하는 친구도 있어요 생각하는 것만큼 힘들지 않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